장구동 야무지게가 너무 좋아. 장구동이 야무지게 쳐버리는 것이고 깽가도 야무지게 쳐버리는 것이고 잡색도 춤을 추더라도 야무지게 쳐버리는 딴따딴따 디딤이 나오지. 여러분들 그동그동으로 해버리네. 거기는 두의 꿈이면 딴따딴따야. 이게 아니고 이해했죠? 네. 지갱 그러니까 무조건 히모리 지갱을 써버리지 마. 거기는 삼체대 이름니까 덩기 덩기 덩덩 다 시작 덩을 쳐버린다니까. 왜냐면 덩기 덩기를 쳐야 되는데 그덩 그덩 그덩 그덩 이러지 말고 뒤집어 쳐라. 뭐냐면 딴따딴따 이름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덩으로 쳐면 형체 니림이 있지. 이해했지? 네. 뭐냐면 희머리 그덩 그러면 다 그덩은 그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삼체 그덩이 있고 그 여기는 겐지 겐지 덩기 덩기야. 그덩 그덩 그덩 덩다 이게 아니고 이거 빨리 늦게 빨리 느끼야 이제 저기 뭐지 반풍류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깽가리 좋아하세요.